Sáquenle male, mal, male, sáquenle mal. 어떻게 하세요? 게임 게임 어떻게 인터넷 어떻게 하세요? 그 와이프를 잡았다 물어봤어요 한데 네. 싶어가 먹는 법은 모르겠어. introduce ourselves. You ready? Yeah. Ready. MIT, ciao Italy, somos Mont. Sono Narachan de Mont. Sono Roda de Mont. Sono busy on the mod. Nice to meet you. Yeah. Let's go. 근데 잘. 좋아. 좋아 좋아. 아 오케이. 빨리 뱉어, 애벌레 뱉어. 애벌레 뱉어, 애벌레. 아 안돼 안돼. 애벌레 뱉어. 애벌레. 오 뭐야 뭐야 뭐야 다 가수 같아 보이고 그런 걸 느껴가지고 신기했습니다 We hope someday we perform each year. Thanks so much. Gracias. Okay. Bye. Okay, 네, 드디어 끝났군요. 우선 이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네,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날씨. 네, 많이 아쉬워요. 뭔가 되게 이것저것 구경하고 싶었는데 이태리 파스타 먹어봐야 되는데 맞아 리조또도 하, 이럴 수가 아쉽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laughs> 왜냐면 지금 가사 숙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몇 시간 뒤에 비행기를 탈 예정이에요 이럴 수가 어,